name is 나리 아쉽다 180 정도 많이 뭐 어쨌든 반가워 기다렸지만 저를 못 뭐 닿지 My name is Natty. Action the big passion, do body. do money. 어쨌든.